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지난주에 몇몇 스트리머분들이 용해 강림 확장팩 사전 체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단 몇 시간 만에 사전 체험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밸류를 가진 카드들의 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식 출시되고 나서의 메타가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곧 발매되는 용해 강림에서도 더욱더 재밌는 하스펀을 만들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즐겁게 즐겨주세요 무호 환생의 기대를 한번 가봐 어? 잠깐만 데미지가 얼마 안 남았는데? 리로이로 가야 되나? 왕크루시? 아 진짜 모르겠다 어? 끝났네? 9코를 선택한 나의 승리다 킹님 독이 잠깐만 하나 둘어 미로이 아 어! 근데 정리기 없어 정리기 없어 제발 아비아나 오바야 아 야 이걸 쓰네 이거 억지로 쓰네 이걸 뭐 있어 야뭐 있어 와 무작위 용족 둘을 내 손으로 가져오고 그 용족들의 비용이 0이 됩니다 아 이렇게 가나요 가져와 나도 간다! 설마 갈라크론트를 뽑진 않았겠지? 아이 너는 88 두 마리야 나는 갈라크론트만 썼지 노즈드롬만 썼지 저보다 훨씬 강하시네요 아이 선 넘었지 이거는 가자 오! 어 이거 노즈 드로고 이거 노즈 드로고가 아 뭐야 이거 무르 노즈노? <laughs> 시간이 없다 노즈 드로노 무르 노즈노 와 이걸 두 장 갖고 왔어? 아니 잠깐만 무장용 두 장 아니야? 근데 이걸 똑같은 걸 갖고 온 거야? 나도 쓴다 야 나도 쓴다 이게 본체 때리는 것도 느낌 있지만 지금은 어차피 체험이니까 이렇게 때리고 가자! 와. 준내 빡치겠다. 와, 준내 빡치겠다. 하수인에게 공격을, 어, 기호 쓸 수 있다. 근데 이거는 요거를 먼저 쓰고. 아, 어머, 야, 융합, 나 왠지 융합체 무조건 골라야 될 것 같아. 나 융합체 무조건 골라야 될 것 같아, 어떻게. 야, 이거 융합체. <laughs> 야 이거 합체 무조건 골라야 될 것 같은데? 와씨 이 근데 요, 요거 쏘자 침착해 침착해 정수야 요거는 안 살. 아왜 <laughs> 이렇게 웃기지? <laughs> 요거는 안 살 거고요 요거 요거 <laughs> 아나 미치겠다 왜 이렇게 좋지? 요거 요거 요거 팔고 요거 사는 것도 괜찮거든요? 내가 패치를 잘못해서 미안해. 아, 씨. 아 웃긴다. 아. 아 너무 좋아 1등 두 번 한 거 날려버렸네 야, 2등이 잘한 게 아니라니까 2등은 못한 거야 2등은 못한 거예요 합니다 카드가 어! 지저스 카드가 와! 우린 우리하나 되어야 되어야 결합 결합 달라 바로 펴 바로 맞춰 드시고요 업하고 이군요 자살덱이 자살덱 자살덱 이겼어 I win! 잽해도 이게 도발이 여기여가지고 상대가 무조건 성공되잖아 잽 한정상 잽이어도 무조건 복사돼 잽이어도 무조건 복사돼 괜찮아요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야. 우리가 널 막겠다. 그럼 칭찬맨님이랑 따요이님과의 차이는 단지 운뿐인 거죠. 맞아요. 이게 그 단지 메타인가요? 절대 상대방을 때리지 않는? 이거 해서 이거 이걸 왜 이렇게 좋아? 너무 안 나오네? 아니야? 이씨 자하고 만다 이씨. 전장 나 없는 곳에서 넘버원 싸움하지 마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